에 예. 아, 이, 이, 오, oh r e a Oh. ống a e a i i u u r e e o o ắng a h